이게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속상해 하지 마세요 어, 왜 이렇게 귤 올라간 거 너무 귀엽지 않아? 너 같다 이거 너 이거야 너 작아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니까 애가 <laughs> 뭐가 작아! 자꾸 뽀뽀! 뽀뽀 귀신 누구예요 우정 중에 요즘 사춘기 왔어요 이 여름 뽀뽀 못하게 해요 사춘기가 몇 년째야 그래서 손에만 할, 손에는 별로 안 그러죠 손에는 하게 해주는데 사춘기 왔어요 화해의 뽀뽀래요 응. 화해의 팔꿈치 뽀뽀 또 이런 것도 잘해줘 안 하면 삐질 거잖아 넌 엉덩이가 하나라고 생각해? 두 개라고 생각해? 여기 방금 물어봤어 우정이 <laughs> 그, 런걸물어 몰라 몰라 여기서 엉덩이 두 개지 왜? 두 개잖아 짝짝 이렇게 있어서 그 짝짝 하면 짝짝이 몇 개야 그러니까 이게 어, 죄송해요 이걸로 비유를 해서 아니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거 어 좀 모양이 그러네요 <laughs> 그러니까, 하자.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엉덩이라고 하잖아 응. 엉, 이거를 하나, 뭐야? 하나라고 했을 때 엉덩이 한쪽이라고 말하잖아 그럼 얘는 뭐야? 엉덩이 다른 쪽 그러면 쪽쪽 쪽이 몇 개야? 두 개지. 근데 총 엉덩이라고 네 엉덩이라고 말하는 곳은 이걸 두 개를 한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잖아. 오른손 왼손 손 몇 개야? 너 손 몇 개야? 두 개. 싸우지 마 엉덩이 엉덩이 사냥꾼 이루다 씨에게 물어봐 주세요. 지금 아, 이루다 물어보자. 언니. 두 개래? 어디에요? v 이앱중 스피커폰. 아. 언니 어. 있잖아요 네. 갑자기 우정이 쏘아올린 엉덩이 개수에 따라서 갑자기 이렇게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네. 네. 언니는 엉덩이가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? 엉덩이는 두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엉덩이가 몇 개냐고요? 네 우주소녀예요? 아니 무슨 우두머리 엉덩이 역시, 역시 엉덩이 사냥꾼은 달라. 인간이 지니고 있는 엉덩이 개수에 따라서 언니는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언니가 여태껏 만져본 엉덩이 말고요. 네네. 앞으로 아, 만질 엉덩이 말고요. 네. 엉덩이를 하는데 좌우로 나눠지는 게 아닐까요? 봐봐요. 제 말 맞죠? 역시 루다 언니 저랑 똑같은 의견이네요. 그 엉덩이 안 해봤어요? 전 투하킹이 안 돼요. 그러니까 그러면 한 개일 수 있네요. 하나씩 이렇게 못해요? 여러분 우리 기본기 수업 때 선생님이 하는 거 봤어요 보여줘 이거 자연이 잘하는데 이거 한쪽이 움직이면 두 개지 아 근데 저는 안 습실에서 보시잖아요 일단 만나야 되는데 어떡해요 로단씨 감사드리고요 우정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해피 엉덩이 야 <laughs> 뭐야 그럼 당사자한테 전화해볼까? 은비 자나봐요 당사자 자나봐요 전화를 안 받네 어 전화 왔다. 어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, 저 다름이 아니고 제 브이앱을 네, 하다가 아니 엉덩 아, 제 브이앱을 하다가 네. 엉덩이 사건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 야, 엉덩이 솔직히 두 개지. <laughs> 아니 엉덩이는 두 개지 여름이 여름이. 어. 언니 두 개죠? 그쵸? 아니 여러분. 야, 나는 하나라고 생각해. 네, <laughs> 두 개. 아 왜냐면 이 여름도 두 개라 그랬거든.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이거고 너가 지금 뭐 어디 네. 딩고에서 해가지고 맞아. 우정들도 물어봐 준 거야 나한테. 근데 나랑 루다 언니는 하나라고 생각해. 아 완전 두 개지. 야 끊어라 하나냐? 끊어라. 여러분 이렇게 통화해준 은비에게 너무 고마워요. 알겠습니다. 카톡할게요. 아니 두 개라고 생각하기 전까지 연락하지 마. 아 자기야 통화할게. 수진이요? 수진이 일할 거예요. 일하고 있을 것 같은데. 여보세요? 수진아 아니 수진아 내 물어볼 게 있어 뭐? 아니 방금까지 은비한테도 물어봤었거든? 넌 엉덩이가 하나라고 생각해 두 개라고 생각해 아왜 이래 <laughs> 넌 하나라고 생각해 두 개라고 생각해 이거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? 나랑 은비랑은 굉장히 다른 의견이야 진짜? 어 근데 너는 하나라고 생각해 두 개라고 생각해 난 두 개라고 생각해 아 얘네 둘 다 왜 이래 아 분리되어 있어도 이게 한쪽 한쪽 못 움직이잖아 아, 아, 알겠어 엉덩이 두 개 수진아 너도 조만간 좀 이따 청바지 단톡방 시끄러울 예정이야 아, 알았어 알겠어 여러분 저 빼고 다 두 개라 그러네요? 네 괜찮아요 엉덩이 사냥꾼이 저와 같은 의견이니까요 다미트파이어 정신없는 오늘의 이야기였어요 어제 주연 언니와 여름이 엉덩이 몇 개를 토론하고 있어 <laughs> 여름이가 두 개래 여름이가 두 개라고 하면 두 개인 거죠 뭐 엉덩이가 하나든 두 개든 엉덩이가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